과거와 현재 사이의 시차저음 같은데 날 사랑했던 마음도 아니 미운 마음도 원래 없었던 건 아닌데 마치 없던 것처럼 혹시 어떤